잡고 외국인 가운데 안 잡고 챙기고 장롱 체면이 담배를 챙기고 내 눈은 무 속여 혹시 둘이 동명매인거 아니야? 실적인 똑같은 음. 그 어떤 사람 되셨어요 성격 어떻게 실적인 거야 우리는 그 잘 모르는 거 같아 그러니까 시인의 감정이 바로서 얼굴 인상 딱 쓰고 그냥 이렇게 해피야 말든지 그냥 살든지 최대한 안 하게끔 해야지 한 달에 한 번 왜냐면 발바닥 물고 이런 거는 한 달에 한번 어, 전체 말고 그리고 이제 털이 막 길어갖고 막 보기 싫고 눈에 안 나오고 들어가서 안 나오고 막 이거 있잖아요 사건으로 개수된 피고인 박수명에 대해 검체판부는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. 우리 신우 좀 살려주세요. 우리 신우 이 진짜 났어요. 저도 다 제가 잘못했어. 선생님은 아버님 정 충분히 이해합니다. 하지만 박수명은 이미 법정에서 모든 방향을 자백했기 때문에 그럼 그 자백인 증언 끝까지 들어줘야지 왜 제대로 안 들어준대요? 예. 거짓말 안돼 Thank you.